change. 마지막에 했네 모르십니다. 아, 어, 예. 앞에는 벗기네. 네. 안자장어를 빼본 것 같아요, 벗기네. 되게 좀 이상한 거야, 저번 벗기네. 나와서 아, 내가 벗기네.